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시작한다. 사랑을 짓밟힌 이를 위해 대륙의 모두를 위해 대지를 두 발로 굳게 딛고 우리가 거는 곳이 길이고 빛이다.